이거를 그 밀키트 초맛짬뽕 구성품 이렇게 되어있는 새우도 아예 들어가 있네 새우 살려고 했었는데 다시가 많이 쌀쌀해서 아이스팩은 하나면 될 것 같아요 큰애가 사준 거 챙겨가고 믹스 커피 이러면 이제 아이스박스는 끝났습니다 계란 침낭두 개. 그다음에 테이블. 민 테이블, 침구류. 실내 등유 사진은 나오고 아, 쉘터를 한번 가져가 볼까? 오래간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와. 아홉에 여섯 반. 이거 색바른 거 보세요 오래됐어 풀때가다 죽는지 모르겠네 아폴때가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앞인지 보자 we got some Tschüss. 오늘은 수액을 그냥 이 안에 딱 한번 쳐보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사이즈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거 안 나오면 처박해야 돼 일단 가로는 <laughs> 일단 가로는 나온 높이가 문제다 높이가 와 이게 빠져가지고 난 부러진 줄 알고 어 부러졌다 아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끼는 거구나 안으로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건강해 정도가 낫나? 와 이건 딱인데요 맞추는데 맞춤 아고 건 넓어요. 그리고 이게 면 텐트라서, 면 쉘터라서 장박하기도 좋고, 공간도 넓고. 바람에는 좀 약할 것 같은데, 폴대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됐어 옆으로 충분히 걸어 다니지 날로 쏠때 이거는 꼭 구입하세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갈아주고 전기는 꼽으면 되고 캠프장은 끝났고 어 B, C, b U 근데 내가 내려가야 될 거야 거, 여기는 그냥 못 들어와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로 들어오고 응. 네, 거 아저씨한테 입구에서 한번 물어봐. 어, 어, 어. 오늘은 한우 꽃동심 먹을 거야, 꽃동심 사실 오늘 장어구이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구이를 못했거든요 대신 먹는 거예요 하나 더 싸자니 약간 숙성되게 좀 놔두고요. 네? 불좀 줄여야 되겠다. 신나미하게. 아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응. 엄청 맛있겠다 배고파서 응. 여보 응. 자연스럽게 대화해도 괜찮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laughs> <laughs> 하, 하자리 조금 있다 올려 나중에 올려 그건 살짝만 익히면 고기 하나 더 올려줄게 하나 더 올려? 풀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나는 무늬니까. 마늘 꺼내 꺼내면 돼. 익은 거는 여기다 꺼내서 여기다. 우리는 빨리 뒤집어서 빨리 잘라 먹어야 돼요. 왜소스잔이 네. 없어졌어? 나는 모르죠. 안나랑 치웠어요. 쓰시면 빈속에 딱 들어가면 좋겠다 잔이 우러졌네 뜨거운 데있었는데 그게 좀 괜찮은 건데 내가 한잔 줄게요 와 먹을 그만 이제 당신이 알아서 마셔 나가서 먹으면 뭐안 맛있는 거 같아. 맞아. 어, 버섯 좀 저거 먹을까? 응, 버섯 넣고. 어, 파절이가 있어서 다네. 응, 아까 먹어. 어, 불러. 여보 뭐,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야들야들하다 와 지금 먹어야 돼 아까는 조금 내가 늦어서 그랬었는데 응, 어, 이건 진짜 부드러운데 어때? 그치? 음, 음. 괜찮이지? 음. 좀 크게 먹어도 되겠다 그냥 녹아 막 와. 이게 동해가 술이 약간은 청아 맛 비슷하게 나는데 청아 맛도 살짝 나는데 그리고 내가 한 잔 줄게 됐어 足がお前なんだ 뚜껑을 살짝 덮어 놔볼까? 음.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응. 면 익었는지 볼게. 어. 면은 이게 그 생생면처럼 탱글탱글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쎄. 응. 여기 까. 꺼도 돼? 응. 내가 국물 줄게. 응. 자, 응. 로 여기다 제안을 해야겠다. 홍대 초마 짬뽕 밀키트에다가 회사에다 제안을 해야 돼서 단무지 하나 넣어달라 너도 잘 먹었어? 어, 근데 젓가락 한쪽이 어디 갔어? 이제 당신 들어가서 자. 어, 화장실 나 이거 다 먹고 가야 돼. 응. 아 기다릴게. 괜찮은데? 맛있지? 짬뽕 맛 나는데? 음, 음. 어, 어, 너무 따뜻해. 옷 벗고 자야겠다, 야. 또 난리 치지 마. 이번엔 전기에서 안 꺼져? 어. 아침까지? 어. 저, 저거 아니야? 뭐지? 어. 파워뱅크 아니야? Thank you. 아 큰일 날 뻔했다 모양 바뀌긴 했고